오세요. 네, 주세요. 아, 이거 꿀잼만 보고 정주행 구석이랑 같이 보고서 안녕하세요. 오피스 워치에서 하민규 본부장 역할을 맡은 변우성입니다. 이번만 특별히 제가 맡은 본부장의 모습만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오피스워치 몰아보실까요? 같이 보, 고전 새로운 아 새로운 인사? 난 새로운 본부장입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딱 첫,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 잘 부탁합니다 스테파니는 우리 팀 브레인이니까 이 정도 수정쯤은 잘 할 수 있죠? 제가 이, 이 제스처를 많이 <laughs> 연습하려고 막 친구들한테 이렇게 맨날 했었는데 이걸 좀 먹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laughs> 안돼 얘도 잘생겼고 얘도 잘생겼어 뭐야 얘도 잘생겼어? 아! 안 뽑아 이 회사 에 잘생긴 건나 하나면 돼 현타 어, 딱 찍고 현타가 왔어 이 장면은 좀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설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속마음을 이렇게 거울 보고 표현해야 되니까 피부도 매끄럽고 이목구비 주체자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던 그 키의 훌륭한 피지컬에 성격까지 쿨한 너를 왜 미워하는 거지? 그래 모름지기 사람이 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틈을 보여주지 않는 거지 어떡하면 좋다 근데 다시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부장님 계세요? 어 사연씨 아예 퇴근 안 했어요? 진짜 많 진짜 커요 도수가 그래서 눈 감고 쭉 들어갈게요 그러면 딱 뜨고 이렇게 어 사라씨 이렇게 했던 그게 있었습니다 어 사라씨 아예 퇴근 안 했어요? 왕게임이라고 했는데 왕게임이요? 그냥 딱 기대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람이 딱 기대지니까 퉁퉁 튕기는 거예요 그, 튕기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웃음을 못 참고 현실적으로 웃음이 터져가지고 나온 장면이거든요 그래도 이거 잘 쓰셨네요 음, 손가락을 사용한다 아주 정적인 게임이 되겠군 하시죠 손인턴은 한 살 속였는데 김 팀장님은 두 살이네요 그거를 이렇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손병호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렇게 한살 하고 두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 나온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선배님이 네, 도와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 이거는 저희 코난 역할인데 <laughs> 일단은 되게 까칠한데 예의 바른 반복자 이사람한테 예의가 바르다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좀 이런 걸로 표현했죠 말,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제스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좀 어렵게 어렵게 네. 이 장면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 근데 하고 나서 너무 이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낸 거긴 한데 이거를 하라고? 진짜는 같이 해주세요 같이 <laughs> 연애의 정상 관심 있는 어, 약간 신경 쓰이는 여자한테 행동이긴 했는데 원래 하민규 자체가 제스처들이 약간 좀 미국식이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으로뭘 꼬시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예뻐요. 와우. 아, 이 노래 그만 듣고 싶다. 이, 이 뒤에 음악 그만 듣고 싶다. 생일이요 방금 그 장면에 이제 제가 술을 좀 그렇죠. 먹었고 좀 더 관심이 생겨서 2월 9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라 씨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장면이었죠. 이사라 대리님은 좋아 아또 이 노래 나왔어 이사로 어? 되는 아 뚱뚱뚱 아, 아 이거 아, 듣고 싶지가 않네 뭐야 이런 거아 이거 사시좀 필요 내 마음을 표현 아이 표정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웃겨요 <laughs> 아, 그냥 저는 제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사라 씨한테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는 그게 웃겨서 만족 대만족 어, 이 장면은 또 제가 공부를 했죠 제가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이병헌 선배님이 그 번지점프를 하다 해서 아, 이렇게 그런 모습, 순박한 모습 그걸 보고 까봤죠 선배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네 <laughs> 뭔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 보고 못 말하겠어요 저도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 사람 못 보겠어요 전화로 얘기해도 되죠? 사라 씨한테 처음 보여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유치한 러브레터도 여기까지 입은 모습도 네. 음. 어. 지금의 키스처럼 앞으로 서로에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뒷부분 알기 때문에 어, 이 장면은 <laughs> 제가 원래 처음에 뽀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키스로 가게 된 거죠. 감독님도 하셨나요? 아 감독님은 현장에 있던 분들이 다 만족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또 화끈하게 했으니까 느낌 있게 그렇습니다. 1개월 <laughs> 반 정도? 라는 기간이 들었는데 진짜 다들 너무 재밌게 지내셨어요 일단 시트콤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배우들끼리도 너무 잘 맞고 선배님도 너무 재밌게 저희 해주시고 회상이 많이 했다? 그때 촬영했을 때 친구들이랑 놀았던 그런 생각들 다른 작품이든 같은 작품이든 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던 촬영이었습니다 오피스 워치 같이 보고서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 오피스 워치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새롭게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저 변호석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상 변호석이었습니다. <laughs>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구독도 누르고